네. 어떠세요? 한번 네. 사진 찍기 전에 오 오늘 좀 괜찮았다 아 오늘도 잘생겼다 <laughs> 아, 진짜 오늘 좀 잘생겼어 자신감 갖고 자신감 갖고 파이팅 자신감 갖고 나가는 거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 분이세입 계신 것 같고 해서 모시겠습니다. 오늘 쇼케이스 참석해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트의 어, 두 번째 미니 앨범 보더 사건 비디오 쇼핑. 저는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진심으로 긴장하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맡은 네, 오늘 정말 진짜 5개월 만에 컴백인데 네, 기대 많이 해주신 만큼 인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오후 2시에 열리는 오셨는데 지금 어 눈부셔 어이 미지 네 오늘의 미디어 쇼케이스는 갑자기 떨려 아니 난 아직 난김선니까자 잠시 후에 무대에 오를 에너먼스는